강아지랑 잘 노는 보나 요즘 회의는 이렇게 기다려! 우와! 엎드려! 오. <laughs> 순! 우와! 되게 발잘 진짜 뭐예요? 네, 혜수야 방구는 졸려 음. 졸려 방구 졸려 방구 방구 졸려 바바바바 아, 바로 저기 보이는 선물존에서 각자 원하는 선물을 고르시면 돼요 어, 방구 출연료 루다 힘들게 안 보여 제 안에가 하나도 방구 이제 깼어 저 밑에 거 방구 거 우리 방구 거 방구 거 저는 어, 조금 당황스럽네요 왜냐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잘못했어 손 말고 뽀뽀하네 내첫 강아지 뽀뽀의 상대는 너야 강아지 뽀뽀했어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아! 아 근데 어, 이거 우리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다 근데 언니는 명확해요 하나 둘셋 강아지 사실 두 개 다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강아지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잘 달려오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도 날라다닐 수 있어요 아니 고양이는 저한테 달려들지 않잖아요 어 근데 이, 이 이렇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막, 막 다리 깨물거나 아. 이렇게 막 내, 나한테 막 오잖아요 이 조그마한 애가 나한테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거는 약간 어색해서 아니에요 그 방구가 막 포즈는 왜 이래요? 방구가 막 포즈는 왜 포즈는 왜 이래? 내가 막방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 아. 방구가 막 뒤에 쫓아와요 아. 그러면은 나는 뭐, 우와 잠깐 미안해 이러고 문 닫는 거야 아이 조그만 화장실 주면 안 되잖아 저는 강아지를 맞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드라마 촬영하고 할 때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음. 거의 졸린 상태로 눈을 감고 들어오는 저를 밟내 발밑에 뭐가 있는 거야 지눈 감고 새벽에 다 자고 있었는데 저발밑 뭐가 있어 소리를 막 지르고 봤더니 방구가 이렇게 귀여워 그게 첫 만남이었거든 첫 만남이 좀 쎘네 어 되게 무서웠어 음.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여 이 정도 쯤이야 <laughs> 질문 왜 내 건 없어요? 근덕? 아근덕이 없어 근덕이가 어 여기 너무 반반이 왜 없어? 반반이 봐서 뭐하게 기분 좋잖아 근덕이 봐 나는 반반이 보고 싶어 금덕이야 반반 이렇게 옆날 두고 한눈 팔지 마